자 오늘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내가는데 너무 긴장된다. 이따 봐요. 아, 아. 와우. 양말이 있어. 와, 언제 검색하기 도 하고 가능성에도 없는 사랑 고백을 하고 그 누구의 이른 밤새 사라질 줄 모르고 너 미쳤나 ¡Vale!